많이 사마터폰 증격이다 boys, itty bitty boys, Mississippi boys, and the city boys. I like the pretty boys with the bow tie. この番組はママ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します。전 고스트예요. 중요한 건 당신의 고스트죠. 아! 왜 때려요? 아니, 내 목소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죽어, 죽어, 내가 죽어.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. 팔하십시오. 두 번 하십시오. 어이 어이 믿고 싶다고 젠장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나니? 더 없나요? 끝났어? 오케이 오케이